Thank you. 빨리 일어나라고 아 이유찬 엄마 갈 거야 빨리 일어나, 일어나서 빨리 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와